아니 이거 진짜 입소문 났나 봐요. 왜 이래? 의자가 없어, 의자가 없어, 의자가 없어. 밥덩 주문. 주문. 주문. 주문. 혹시 손 남는 분? 네, 손안 나와요. 네. 예.